Pas de soleil, pas de soleil, pas de soleil. pas de soleil, pas de soleil, pas de soleil. 신기하죠? <laughs> 말해주세요. 약간 현타 오는데? 스티커 나오니까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화질 장난 아니죠. 음, 진짜. 음. 와 괜찮다. 음. Music 어세요